2월 19일 오늘의 일기 음, 오늘은 이제 어, 일단 간단 그, 그 딱히 퀴즈는 없고 오늘은 녹음을 했고 저 이제 3일 전부터 드디어 두 번째 자켓 촬영에 들어갔다 어, 첫 번째 날에는 이제 어 그첫 번째 컨셉은 약간 왕실의 귀족 느낌의 그런 컨셉으로 찍었고 어제는 약간 파티 파티랑 그리고 파티를 한 후에 약간 그런 몽환적이고 좀 음, 되게 정신없이 노는 그런 컨셉을 찍었다. 근데 되게 딱 멋있게 정말 잘 나오고 멤버들도 다 잘 찍어가지고 정말 잘 어, 멋있게 이번에는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다. 그래서 음. 뭐 이제 또 내일도 이제 적혀 촬영이 있는데 내일도 앞에 두번 걸쳐서 쬐었던 것처럼 그 분위기를 잘 이어서 가면은 세 번째도 정말 멋있게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정말 딱 그냥 딱 봐도 진짜 첫 번째도 물론 멋있었지만 이번 두 번째는 더 많은 분들을 기대하시고 엔진 분들도 많이 기대하시고 우리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더 뭔가 멋있어지고 더 그런 스토리도 좀 있고 그리고 좀 더 표현도 더 자유로워지고 또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멋있는 그런 두 번째 앨범이 될 것 같다 내일 촬영도 화이팅하고 지금 다들 멋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내일 네, 촬영도 화이팅하고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 내일 촬영 때 이제 잘 컨디션 관리해가지고 찍을 수 있도록 음, 음, 자켓 촬영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그런 관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뭔가 사진이 잘 나오는 또 이제 자켓 촬영 끝난 날에는 다 같이 뭐 고기라도 한번 먹으려고 지금 안 그래도 희승이 형이 설날 때 이제 부모님께서 예전 TMI 기사인데 그 설날 때 부모님께서 그 소고기를 사주셔가지고 그걸 좀 먹고 더 힘내서 녹음도 잘하고 안무도 잘 배우려고 하고 있다 내일도 화이팅 영상이 끝